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베푼 게 하나님의 일이고 음.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목사고 둘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일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날 네 번 설교해야 되니까 그죠? 일정에 맞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너 말이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 된 사람이 있어 근데 너 같은 목사는 다 지나가고 성가대 찬양한다고 지나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았어 아시겠어요? 그러면 도대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야? 누가 하나님의 친구야?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? 이렇게 물으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설교해야 되는데 오다가 누가 차 태워달라면 태워주겠습니까? 그냥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일을 하러 온 거예요.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겁니까?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일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은 빠지고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. 이게 가장 심한 게 사실 저 같은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종교인들 제발 닮지 말아라. 저자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다. 저자들은 다 회칠, 회, 무덤에 회칠한 자들이다.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깜빡깜빡 쏘는 거예요. 음. 우리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.